시작하지 지금의 윤회 얼마든 매력과 위험을 보 아름답지 않아? Ha ha ha! Podcast Yeah. <laughs> 실력을 보여주지. 이 자들 아름답지 않아?